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된장찌개 여러가지 넣는 거 말고요 된장이랑 두부랑 파, 고추 이렇게 호박 있으시면 좀 넣고요 그리고 고추 매운 거든 또 이렇게 안 매운 거든 또 양파 있으시면 넣고요 꼭 필요한 거는 대파하고 두부하고 고추 정도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된장찌개 맛있게 끓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또 양파 있으시면 좀 쓰시고요 호박 있으면 조금 더 쓰시면 되고요 된장찌개를 실패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육수에서 실패하실 것 같아요 육수가 진해야지 된장찌개가 맛있거든요 멸치 육수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가 물을 때요 바로 멸치 종이컵 한 컵인데요 이게 물은 500ml예요 생수병 500ml짜리 하나의 분량에다가요. 종이컵 멸치 한 컵을 넣는데요. 내장과 머리 제거하지 않고 바로 넣습니다. 이러면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육수를 오려냈는데요 그리고 다시마를 좀 넣어야 하는데 부서진 것들 가루만 지금 남아있어서 제가 이 정도 넣는데 이게 손바닥 반 개 정도의 크기 분량이라 고 생각하시고 물이 끓으면 제가 다시마를 건져내는데 이 다시마는 너무 자라서 제가 조금 건져내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물이 끓고 나서 한 3분 뒤에 멸치랑 같이 건져낼게요. 멸치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에 자, 된장에 들어갈 야채를 좀 준비할게요. 이거는 둥글게 생긴 호박이거든요. 근데 이게 둥글게 생긴 호박은 어디에 쓰시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까 봐 제가 일부러 이걸 샀거든요. 자, 이거를 자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지금 씨가 지금 좀 많이 큰 편이거든요. 씨가 이렇게 많이 큰 편은 씨가 굉장히 어르고 이렇게 연한 거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바로 다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씨가 이미 굵은 거는 수저로 이렇게 파내면 돼요. 자 이렇게 파내고요. 애호박 같은 거 비쌀 때 이게 또,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또 괜찮거든요. 전 구울 때나 또 볶음 할 때나 뭐든 다 사용해도 돼요. 어디든지 쓰도 되는데 이렇게 된장찌개 할 때 쓰도 되거든요. 이게 좀 둥근 호박이 좀 쌀 때가 많아요. 다른 호박이 비쌀 때는 이걸 쓰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는 어느 쪽에도 상관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약간 깍둑 모양으로 썰어도 돼요. 오늘 된장은 좀 대체적으로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맞출 거거든요. 대파도 송송 썰고요. 대파는 이게 좀 가늘어서 하나 정도 만약에 굵은 대파면 한 반 뿌리 정도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 대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두부는 반모만 썼거든요. 뚝배기가 오늘 좀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썰어도 양이 넘쳐요 재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깍두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양파는 한 4분의 1개인데요 이렇게 집에 쓰다가 이제 냉장 안에 이제 조금 재료가 남아있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버섯 있으시면 써도 되고요 어, 무엇이든지 음,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재료 쓰면은 조금씩 넣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대파와 어, 저는 이거 풋고추와 두부는 세 가지는 꼭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풋고추 붉은색은 색깔 때문에 식욕이 더, 더 좋아지죠. 색깔 때문에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안 매운 거 쓰셔도 되고요. 또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고추를 좀 쓰시면 좋아요. 같이 포장되어 있는 거 샀거든요. 이거 따로 사시진 않아도 되고요. 초록색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붉은색과 초록색이 같이 섞여서 포장된 걸 샀거든요. 멸치 육수 불을 좀 낮춰갖고 서서히 끓였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부터 대충 좀 골라내겠습니다. 멸치는 조금만 더 끓일게요. 한 3분만 불 낮춰서 서서히 좀 더 끓일게요. 멸치는 한 3분에서 한 5분 멸치 육수 내면 되거든요. 된장찌개 육수는 그렇게 아, 멸치를 맑게 끓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 진하게 나와도 뿌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된장을 불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파는 된장이에요. 시판하는 된장 한 숟가락 하고요. 어, 집 된장이 좀 짜잖아요. 그러면 시판하는 된장하고 섞어서 쓰시면 또 맛있어요. 이거는 집 된장입니다. 집 된장 색깔이 좀 다르죠. 자, 고추장 쓰시면 안 되고요. 고춧가루 쓰셔야 돼요. 고추장 쓰시면 짜거든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 된장을 넣은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 집된장이든 파는 된장이든 상관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있으신 분은 한 가지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꼭 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 있을 때는 섞어도 되지만 또 한 가지만 넣으셔도 맛있거든요. 일부러 꼭 굳이 두 가지를 구입하시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야채들을 썰어 놓은 거를 다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면좋 호박은 약간 뜨거운 열기만 가서 한 번만 끓여주면 먹을 수 있거든요. 호박을 그렇게 막 푹 익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넣어서 또 상관이 없네요. 오늘은. 야채를 미리 넣고 나중에 넣고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끓이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잠깐 야채만 익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고깃집에 넣는 된장찌개 부럽지 않게 육수 하나만 잘 내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